있잖아요 오늘 지푸드기 던 아침부터 만원 에너진 버스 택시를 타만 했었던 rush hour 널 그저 알고 싶어 산더미처럼 새 되지 않는 이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에 공식이 여기 있어 바로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다리 오기 전 I keep saying okay, okay. I never listen to my own heart I do whatever they say While looking like you're happy yourself Oh, I, I really hope that you feel the same